아침에 일어나 문득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죠 당신 덕분에 아름다운 세상에 아,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you I love you because you're my lover 다른 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너와 함께 눈을 뜨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무뚝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죠 당신 덕분에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cause I love you I love you because you're my lover 다른 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for 어쩌면 어쩌면 그 마음 Whoa.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I love you because you're my lover I love you